저번에 우리 그거잖아 오빠 영상 찍은 거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? 여기 앉아볼까? 어디? 야옹아, 거기서 뭐하니? 있습니다. 장애인 전용 운전기업은 장애인 이 사용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예정 쇼핑에 참고하시며 저용 플러스에서 즐거운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